자, 에고의 신호, 자침 신호도 들어야 되고 양심의 신호도 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충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때 양심 신호는 여러분이 하는 양심 분석은 제한된 데이터밖에 없어요. 남의 사정 잘 모르고 내 카르마의 결, 운명의 결 잘 몰라요. 이 두 개를 충돌시키면 뭐가 나와요? 예, 똑같은 양심 신호인데 여기는 우주적 데이터입니다. 우주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암 걸리셔서 두 달 간병할 때 맛없는 쓴 약만 계속 드렸어요. 제 양심 분석에서는 어머니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희망 갖는 게 자식된 도리 같아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당숙목께서 오셔서 고기전을 이렇게 싸우셔가지고 어머니 드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화냈어요. 암 환자한테 고기 막 이렇게 막 주시면 저희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미 일어날 어머니는 분명히 두 달 뒤에 돌아가실 예정이었을 텐데 그거를 자명하게 꿰뚫어보는 양심 신호를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 두 달을 더 알차게 어머니한테 더 행복하게 도와드렸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양심 분석할 때 내가 양심적이라고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공부하는 방법은 학당식으로 양심 노트대로 양심 분석을 하되 그럼 이게 1번이면 2번이고 3번입니다. 2번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지만 3번 분석도 꼭 해서 에고가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 간절하게 싫어하는 것은요. 배려해 주면서 자꾸 이 둘이 충돌을 시켜놓으면 그게 이 우주적 데이터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에고의 소리, 양심의 소리 타협하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라. 타협을 해야지 더 자명한 답이 나와서 그래요. 이건 진짜 그 타협이 아니에요. 더 자명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참나는 알아요. 에고는 몰라요. 참나는 알아요. 근데 이게 육바람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에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에고도 양심 분석을 해요. 그런데 내, 저 내면에서 울리는 에고의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악용되면 안 됩니다. 이 우주적 신호를 에고의 신호를 우주적 신호라고 사기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릅니다. 이 에고는 간절히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 신호는 그게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는요. 네가 뭘 선택할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카르마는 발생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의 자명 찜찜을 따져보면서 더 자명한 걸 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도움이 돼요. 실전보살도를 얘기해야 돼요. 실전보살도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이 양심 신호만 가지고 여러분이 밀고 나갔을 때 여러분의 그 양심의 주장이 바리세파 되기 딱 좋아요. 이렇게 가다가. 바리세파 되기 딱 좋아요. 내 양심만 옳다고 고집 부리게 된다고요. 상대방 데이터도 잘 모르면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데이터도 모르면서 그래서 양심과 에고가 정반합이죠. 이렇게 둘이 반대인데 충돌을 시켜서 이걸 만드는 그래서 이 신호랑 이 신호가 충돌을 할 때는 이 신호를 따라주는 게 옳은데 그것도 여러분 영적 역량이 될 때 하세요 마구잡이로 했을 때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에고 신호인지 이 우주적 양심 신호인지 또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홍익학당을 열, 열고 고생할 때 아버지께서 항상 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투자받고 그 불효 아니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동생도 안 돌보고 부모님한테도 불효 아니냐 변변한 취업도 안 하면서 네이버 카페 하나 열어놓고 버티고 있고 출판사라고 열어놨는데 뭐 적자고 막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제 제한적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어때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찜찜하고 당장이라도 학당을 멈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매일 와요. 근데 제 에고는 싫어해요. 자 보세요. 제 에고는 취직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해 간절하게. 그럼 자 에고를 존중했고 제 양심 신호를 충돌해봤는데 두 개가 충돌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 그걸 넘어서는 저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최고의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 아니면 유불선 합의를 해가지고 양심 주장할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이거는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한 뒤에 나온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적 확신이에요. 그냥 왔어요, 확신. 이이 확신 믿고 저는 불효를 감수하면서 버텼어요. 찜찜찜찜을 반복하는데 버텼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남이 보면, 이거 빼고 보면요. 취직하기 싫어서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모, 가족을 내팽개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신호를 따른 게 지금 결과물로 만약에 이것만 제가 이게 제 에고의 신호만 따랐다면 저는 결과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양심의 신호를 따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과 학당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때 제가 안 했으면 학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답이라고 외치는 놈도 없는 거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지구인들 다 분석해보고 안 얘기가 아닌데 제 안에서 확신이 됐어요. 네가 해야 된다. 종교 철학 통일 너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어떤 데이터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인류는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양심이 하나님 뜻이고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를 더 자명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 이대로만 가다가 보세요. 생각, 감정이 많이 첨가된 이 양심 분석만 하다가 지금 이, 이 순수한, 순수 양심의 순수 양심의 우부적 신호 말고 내 애고적 걱정, 근심 걱정이 그 제한적인 내 생각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일어난 양심 신호를 따르다가 그래도 여기도 아직 참나 신호가 있지만 순수 양심의 참나 신호도 같이 있지만 요 참나 신호 끈끈어져 보면 바로 바리세파입니다. 완전 고집쟁이 십선비라고 불리는 꼰대 바리세파가 나와요. 아시겠죠?